지원아 구독하자 좋아요도 눌러줘 지원아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안녕 제가 자다가 좀 전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을 하고 키면은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화장하는 <laughs>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정샘물 Essential Star-cealer Foundation Light. 그냥 이렇게 빠르게 화장을 자 이건 마몽드 파우더 팩트 blooming 21호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초스피드로 합시다 끝났고 속눈썹을 찍어주고 끝났어요 정샘물 아티스트 아, 아이섀도우 팔레트 팔레트 이렇게 이건 지금 약간 핑크색 핑크색 계열 오늘 핑크색 옷을 입었으니까 끝났고 눈썹을 살짝 쉐이, 섀도우로 칠해준 다음 색깔,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이거 제 머리색이랑은 좀 비슷하게 섀도우 이거 이제 아이라인 라인 쪽으로 금방 끝나요 눈썹 눈썹도 그냥 끝! 아이라인은 그냥 뭐 되는 대로 써요 아무거나 끝났어요 정샘물 High Tinted Lip Lacquer 오렌지 오렌지인데 오렌지랑 red랑 섞어서 쓸게요 두 가지 색으로 섞어서 있습니다 약간 hairline 쪽에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많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좋아해요 턱살을 줄여주는 용도로 해줘요. 다이 네. 물터치는 식님이 선물 주신 걸로 그리고 화사해졌죠? 자 이제 화장은 다 끝났으니까 머리를 합시다. 머리도 오늘은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머리 끝! 방송 준비 끝! 끝났어 다 끝났어 수면 머리도 이 끝났습니다.